부끄러워 <laughs> 오프닝 뭐라고 나 이렇게 맨날 부끄럽지? 뭔가 이제는 좀 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싶어 영어도 잘하고 싶고 외국어도 하고 싶고 약간 재밌는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배워보고 싶고 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고 싶고 방송도 오래 하고 싶고 어...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래서 재밌는 거 알 수 없어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영어로 말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내 영어로 이렇게 어?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 분들은 한국어 자막을 선택하면 내 밑에 한국어 자막을 담아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내가 어디 뭐 행사 같은 걸 간다든지 유튜버 행사나 어디 뭐 다른 행사를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갈 때만 나도 신기해 어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볼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할까 그냥 나도 되게 나도 나도 굉장히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듯이 나도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 그게 유튜브의 힘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튜버 스타가 되는 게 나의 꿈이야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열리는 유튜브 행사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지 내 채널을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어 영어를 배워서